사랑이 떠나가네 그 많은 추억들만 남기고 떠나네 멀어져가네 이제가 사랑인 좀알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사랑의 시작 같은데 사랑을 가르쳐준 너란 사람이 밖으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독담새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오는 나는 신문하는 애